soul ancient. Sorry? Ah, no, no. 제 웜업 트릭은 킥플립 앤 프론사이 팝샵입니다 있잖아 야한 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왜? 오, 너무 좋네. yeah. there you go. 마지막 한번 맞아 예, 예. 예 정말 마지막 예, 진짜 예. 마지막 예. 더 이상 아, 진짜 어. 그 선생님 못 나와도 예. 안 됩니다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 예, 예. 진짜 집중 집중 아 진짜 last 아직 네! 안돼 감사합니다 에이씨 딴 데 가서 하자 딴데 가서